기다려 봅니다. 할게요. 어디? 어디? 둘, 셋, 액션. 이번에 와이어 꽃이 잘 떨어진 것같소 한테 1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. 또 다른 작품에서 또 같이 만났으면 좋겠고요. 그 누구 하나 크게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또 이렇게 촬영이 마무리된 것도 참좋게 생각합니다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.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